nice. Yeah! What a..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예스 <clears throat> 어? <laughs> 아싸! 야 작작 좀 하라 지금 어? 아, 뭐지? 아따 죄송해요 아이스샷! 브라보! 어? 됐어. 아! 야? 장난 나랑 지금 아냐? 어? 안녕히 가세요. 셔츠 대금. 저건 뭐지? 내가 죽일 놈이요. 아, 안 돼! 아싸! 이 뭔 개! 모르기. 야! Thank you. Nice.